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윤댕의 Q&A 지금 시작합니다 한번 질문에 답을 해드릴게요 Q&A가 와 있는 것들 해드릴게요 가발 정보 좀 알려주시면 안되나요? 앞머리 있는 가발을 이번에 맞추려고 하는데 윤댕님 가발이 너무 예뻐요 제가 쓴 가발은 가발나라에서 판매하는 임모 제품이고요 거기에서 어, 시스루 뭐라고 되어 있는 긴 가발이에요 그거 사시면 저랑 똑같은 가발입니다 가격대는 조금 비싸요 한 40만원 정도입니다 윤댕님이 이름 받으셨던 장명수좀 알려주세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요 어, 비싼데 약간 글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더 자꾸 돈을 요구하는 듯한 뭐 <laughs> 그런 거? 홈페이지보다 가격을 자꾸 세게 불러요 자 다음 질문 유튜브 라이브는 8시에 하나요? 10시에 하시나요? 어, 저는 8시 하고 싶은데 계속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정말 죄송해요. 어, 최대한 8시에 하는 걸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 좀 많이 걸릴 텐데 아마 한 9시, 10시쯤에 오시면 방송하고 있지 않을까요? 8시로 하는 걸로 최대한 더 노력해볼게요. 윤댕님 이번 지스타 가시나요? 아니요 지스타 안 가요 회사 사무실 정리가 곧 마무리된다고 하셨는데 윤댕님도 출퇴근하시나요? 어 아니요 저는 출퇴근하지 않죠 어, 거기는 이제 편집자들 출퇴근하고 저희는 촬영 있을 때만 뭐 가고 그럴 것 같아요 언니 카톡 윤댕 카톡 옐로 아이디 윤댕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아니요 요즘은 카톡 옐로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를 답장을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막 천명이 동시에 저한테 카톡을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만든 게 이거 Q&A 게시판이에요. 몬스런 플레이 영상을 보고 깨달았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게임 플레이 방송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일주일에 하루는 게임 방송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오버워치 방송했죠? 재방송 보던 중에 엉클데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윤딩님 방송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에 조심스럽게 질문 드립니다. 지원 방식이나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좀 있으면 아마 직원 공고를 낼 건데 어,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공고가 나가면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편집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편집을 정말 잘하는 사람 뭐 학벌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고요 어, 나이는 그래도 성인이면 좋겠고 그리고 음, 중간에 뭐 군대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유학을 가야 된다거나 중간에 뭐 긴 시간에 비울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그 편집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다른 편집자들이 너무 힘들고 그 패턴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런 염려가 없는 분들 중에서 편집을 잘하시고 저희랑 어, 잘 맞는 분들을 뽑으려고 해요. 편집자는 한 3명 정도 더 뽑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 촬영 쪽도 직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촬영 감독.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공고 올라갈 거예요. 이제 저희 직원을 필요해서 음, 지금 되게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고 올라가면 신청해주세요. 윤딩님 11월 2일날 입은 핑크 세라복 같은 거 어디 건가요? 럭키 슈에뜨 제품이에요. 지금도 판매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언니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항상 언니 보면 긍정적인 것 같아서요. 언니 같은 성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워낙 걱정도 많고 부정적인 성격이라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23인데 탈모가 왔어요. 집에 탈모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성격을 고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음, 저는 저는 원래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타입이기도 한데 많이 아팠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아팠을 때 뭐 가장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사는 게 별 거 없구나. 그냥 내가 살면서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랑 재밌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막상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뭐 지금 하는 고민들이 중요한 고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영상에 영어 자막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영어 자막을 지금 <laughs>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회사에. 직원의 외모 순으로 뽑나요? <laughs> 아니 그렇진 않은데 이상하게 음 그러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해죠 몬스름 또 언제 하세요? 몬스름 어제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머리가 지끈거려서 못하겠어요 몬스름 그게 뭐라고 소리가 무서워 그 괴물 자체는 무서운 것 같진 않은데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진짜. 저는 이제 방송 여기서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